동글동글 동글동글 작은 씨앗 꿈틀꿈틀 뾰족뾰족 새싹이 나와 쑥쑥쑥쑥 나무가 자라면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매가 가득 모두 모두 하느님이 주신 것 감사와 기도로 하느님께 드려 동글동글 동글동글 작은 씨앗 꿈틀꿈틀 뾰족뾰족 새싹이 나와 쑥쑥쑥쑥 나무가 자라면 주렁주렁주렁주렁 열매가 가득 모두 모두 하느님이 주신 것 감사와 기도로